이거 자고 자고 있잖아. 야 무서워. 야, 내가 여기 진짜 무섭다. 깜짝깜짝. 잠깐만. 여 거기 안 돼요. 아. 네. 아, 오, 도망치지 마. 와, 상남자가 라이트가 있어야 돼 이럴 때는 음, 네 아무튼 어어어 어, 어, 어. 빨리 빨리 있죠 있죠 오케이 음. 여기가 와 아, 아니, 봐봐 여기가 웃고 뭘? 아, 노래 퀴즈 뭐냐? 오케이 진짜 아 갑자기 아, 우리 선생님 아무도 없네 어 아까 표정이 잡혔는데 한번 와! 아, 안는 거. 야, 이 나와. 아, 진짜. 아, 근데 노래 무섭지 않아? 더더 예. 어. 아, 예. 긴장감 있어야 돼. 진짜 무섭다 이거는 진짜 좀 장난치면서 가면 안 되는데요. 무섭네가만어 줘. 진짜. 네 들어보십시오. 아, 저, 저, 저, 이쪽은 안, 안 가봤어. 와. 분선 봐봐요. 밟았어. 와. 여기 뭐야? 레스토랑. 식당. 같은. 야 이거 봐봐. 오래 엄청 오래. 됐어 엄청 오래. <laughs> 됐어 오. 풍선 마시멜로 풍선이 있었어. 오 깜짝이야 아 진짜 뭐 하지 않습니다 아불 이쪽 근데 냄새나 아니 이상한 거 아니 괜찮네 같이 가자 아 같이 어 진짜 물 켜주세요 제발 제발 다사야겠 어. 아 여기 비상구 있네.